앨범 리뷰입니다. 슉! 슉! 슉! 슉! 앨범 이거 unboxing 하는 건데 제몇 개를 한 3개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.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든게 3장 있거든요. 자 일단은 뒤에 표지 표지 괜찮지 않아요? 엄청 잘 나왔어요. 근데 나 아닌 것 같아. 첫 번째 사진은 잘 나왔죠? 그거 잘 나왔어요. 음, 나 아닌 것 같아.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. 동일 인물입니다 보여요? 마음에 들어요 맞아 맞아 어제 펜스에서 이번 놈 어, 진짜 잘 보이네 자 이로써 딱 제가 마음에 드는 세 장 보여드렸고요 앨범 진짜 예쁘게 나왔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네, 그럼 여러분 안녕 나 갈게 uh, uh, 나 갈게